예. 촬영 시작하기 전에 네. 제가 가장 처음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? 연초 단이세요? 혹시 찾아먹진 않아요 오늘 사실 굉장히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기대했던 미이처 특집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저는 어, 이거 보면서 너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 이거 왜 먹어? 막 이거 아닌가? 카누 어. 민트 초코 라떼 민트 초코 아몬드 이건 앤디스 크림드 민트 띤 허쉬 민트 크림 샌드 쿠키 그 다음에 여기는 민트 전문 가게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이것저것 사와봤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네 뭐부터 먹어보죠? 왠지 공유형 상품 맞아요 <laughs> 이거 제일 궁금했어 <gasps> 와 진짜 예쁘다 어? 민트색이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제가 그냥 하얀색이다 짠! 자 먹어보겠습니다 oh, no. 제가 방금 가글 하고 왔거든요 근데 가글 물에다가 코코아랑 설탕 타는 느낌이야 장난치는 맛이야 너무 안 세가지고 이 카누가 이 민트색 패키지를 쓰기 위해서 굳이 밀대 <laughs> 초코 라떼라는 걸 만들지 않았나 대세 한번 탑승해보고 싶어가지고 네. 어, 만들어보지 않았나 민트 초코 아몬드 개봉해보겠습니다 오 기대돼 지퍼백이 되있고 안에 공룡알들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꺼내볼게요 와 너무 예쁘다 그지 진짜 공룡알이죠 너무 예쁘다 먹어볼게요 그럼 민초가 세진 않은데? 아몬드 위에 초코가 발려있고 그 위에 민트가 좀 있는 거라서 아몬드랑 초코 향이 약간 민트를 잡아주는 음. 느낌? 좀 가볍고 경쾌하게 나는 향 이게 되게 기분 좋은 민트 향인 것 같아 앤디스 크림 대 민트 띠오 여러분 연인가 <laughs> 민트 향이 확 올라와요 그지? 껌향 나요 껌 맞아 맞아 프라모노 친구 스페어민트라고 있어요 스페어민트는 씻고 버리잖아요 이건 입에서 녹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네 상쾌하네요 <laughs> 이 중에 그래도 가장 민트향이 세요 얘가 그 다음에 저 진짜 궁금했던 허쉬에서 나온 크림 샌드위치 쿠키입니다 <gasps> 두껍다 먹어보고 싶었으니까 먼저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오레오 사이에 살짝 이질감 나는 거 넣어놨다 <laughs> 생각하면 돼요 민트는 아, 거의 안 느껴지는데 네, 저 좀 화났어요 지금 겉에 과자 있잖아요 초코 과자 그거 맛이 너무 강해요 그다음에 여기 민트 컬러 없으면은 모를 정도예요 그 다음에 정말 정말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민트 초코 전문점의 음. 디저트들을 먹어보겠습니다 아, 그럼 민트만 파는 거예요? 네 거기는 민트만 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. 전좀 기대해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머랭 쿠키 와 비주얼 봐 너무 예쁘죠 민트가 없어요 민트가 색깔로 다 들어간 느낌? 그런가 봐요 스프 쿠키 먹어볼게요 오, 이건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냥 포켓몬 이건 뭐예요? 얘는 스콘이에요 스콘? 네 민트 스콘 어. 음, 아, 어! 아 민트가 완전 색깔이구나 먹어보겠습니다. 약간의 민트 향이 조금 들어갔다. 그래서 목 넘길 때 상쾌함이 좀 있다. 가장 그래도 민트 초코를 씹는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. 우선은 음. 덩어리째로 초코가 좀 들어있고 음. 지금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민트 엄청 들어있을 것 같아. 민트 초코칩 마카롱 민트 초코칩이 앞에 초코칩이 있고 뒤에는 초코칩이 없어요 반짝이도 뿌려놨고요 이렇게 초고집 박혀있고 오 행복해 보이는데? 어못 먹겠다 진짜 많이 들어있네 뭘 드시는 것 같았어요? 아 이거는 순간 뇌정지가 와가지고 뭐 사고 표현이 좀 어렵고요 이런 건 다 민트초코 흉내만 내는 애들이야 근데 이거는 묵직한 맛도? 민트 초코 이렇게 <laughs> 나는 오케이, 오케이.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라베스트 민트 초코콘 시원하잖아 차갑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민트에서 주는 그런 시원한 청량감이 좀 같이 돼가지고 음, 음, 시원한 느낌? 네 시원한 느낌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.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먹으면 해네 맛있어 베라의 민트 초코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? 비슷하긴 한데 베라 게더센 것 같아요 베라가 너무 독보적이었어 어... 반 민초파로서 탑3를 뽑아주신다면 당연히 저는 아이스크림 어 민트 초코 아몬드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오늘 좀 벌을 받아야 돼요 뭔가 목표는 못 이뤘어 민트 마카롱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한번 드시면 내일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각오를 다질 수 있는 먹어도 실망하지 않을 법한 음. 그런 제품을 세 가지를 골랐어요 음 뭐예요? 첫 번째는 음. 이 엔디스 크림대 민트딥 정통 민트 초코의 느낌이에요. 음 음, 음, 음, 그리고 적당히 딱 달고 적당히 민트 향딱 나고 이 적당하다고? 네. 너무 딱상쾌하다두 번째는 저는 스콘. 기본적으로 스콘 좋아하시고 민트 초코 좋아하신다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음. 초코를 딱 씹힐 때 같이 민트 향이 싹 겉돌아요.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.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민트 초코칩 마카롱 가장 잘 충족시켜줬던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새콤한 민트 초코는 또 처음 먹어봤거든요 음. 민트 초코 안에서 오는 그 새콤함이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음. 우리 민초단들의 만족을 좀 네, 업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저는 잘 먹었습니다 못하는 것 같으니까 <laughs> 저만 되게 신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. 민초단 네, 화이팅! <laughs> 다음에도 또 맛있는 메뉴로 가지고 올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<laughs> 봉유 형은 민초파인가? 산뜻한데 달콤해 갑자기 궁금하네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봉유 형은 봉유 형은